어땠어요? 네 명째 아들이 나왔을 때? 그냥 뭐했있지 뭐. 아, 또 뭐 아들이구나. <laughs> 졸린데 우유는 먹고 싶고. 그러니까 맨날 하원이가 이런 이런 포즈를 취하니까 아.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. 살짝 하원이 따라서 음. 형들이랑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형제가 생기는 것 같아. 샬롬 언일상의 진원입니다. 진원이 엄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또 엄마랑 어렸을 때도 사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썼던 책이 나와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출판사에다가 그 책에 들어갈 사진들을 좀 보내야 돼가지고 사진도 좀 찾아볼 겸 엄마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또 제가 또 어렸을 때 사진들을 또 공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공개하니까요.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이때가 <laughs>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맞죠? 이때는 이제 벌써 아들이 네명째 나왔잖아요 어땠어요? 네명째 아들이 나왔을 때? 그냥 네 뭐 할수 있지 뭐 아, 또 뭐 아들이구나 <laughs> 아, 여러분 이때 제가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눈 봐요 이거 부리, 부리부리 같은 거 되게 크죠? 이따 네. 보면 알겠지만 이때가 오히려 저는 볼살이 좀 없는 거예요 그쵸 음. 이때 오히려 이렇게 아름해 네 이때 물고 홀쭉해 막 태어나서는 요즘 그 정인이 조카가 딱 요만해 음. 완전 애기여가지고 젊었을 때 <laughs> 이때는 주름이 하나도 없네요 당연하지 그때 주름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? 형들 중에? 그때는 일단은 하원이가 하원이 좋아했던 네. 처음 동생 생겼으니까 네.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질투하는데 태다가 좋아하더라고 하원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많네요 이렇 음. 사형제 <laughs> 졸린데 우유는 먹고 싶고 근데 애기들은 졸리면 울어요? 졸리면 울지 왜 징징거리지 재워줘야 되나 음. <laughs> 이것도 졸려한다 이거 좀 하원왕처럼 나왔다 약간? 네 나는 이렇게 어릴 때 막 생일 파티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이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음. 나는 이런 걸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 그래도 그게 정서적으로 뭔가가 있, 겠지 좋아했잖아 그 당시에는 <laughs> 첫째랑 넷째다 그거는하원이는 조심해 조심해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챙겨주는 거하은이이 근데 음. 음. 아, 그런 게 있어 응. 동생 한 명 있다고 응. 막좀 아껴주려고 하고 응. 그런 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 좀 동생들한테 잘했어. <laughs> 이거는 여러 분 봐도 웃긴 것 같아. 오늘 진짜 우량아처럼 나왔어. 천사 일치한테 이때부터 좀 더 뚱뚱해진 것 같아. 빵! 얼굴 봐. 잘 먹었나 <laughs> 나는 이 어릴 때 나를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만져보고 싶어 한 4등신은 안 되겠는데? 하나 둘셋 4.5등신 되겠다 이거 봐 조그만했잖아 이때도 음. 목이 없어 볼살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하원이 확실히 이때 길쭉길쭉하네 음. 하원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이랑 하원이는 잘 웃었어 음, 네명 데리고 해 놀이공원 가면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엄마는 어렸을 때 식당을 안 갔어 식당? 외식 같은 거 안 했다고 가급적이면 음. 집에서 아 평소에? 음. 아, 이때 되게 잘 웃었다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근데 진짜 다 조그만하다 너무 귀엽다 다 아까 서로도 이런 거 인형 같은 거 했던 거 같은데 다 아, 있지 같은 유치원 다녔으니까 이 친구들은 잘 살겠지 어디서? 어 장난꾸러기 그러니까. <laughs>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하원이가 이런 이런 포즈를 취하니까 아.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살짝 하원이랑 따라서 음. 뭐 멋있는데 북한 사람 같아 <laughs> 멋있는데? 북한 사람 같아 난좀 되게 순수하게 생겼네 에이안 순수한 애가 어딨어 순수하지 <laughs> 아니야 내가 좀 특히 착하게 생겼네 성원이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성원이 괴롭혔을 것 같은 사실 성원이 왜 이렇게 시커먼이야? <laughs> 왜 이렇게 까매졌어? 밖에서 맨날 놀아서 그런가 봐.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원은 나쁜 똑같고 맨날 쫓아다니니까.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엄마 그냥 사진 찍는다 고쩌띠 한번 줬을 거예요. 왜냐면 나는 태권도든 뭐든 간에 막 초롱띠 이렇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. 다 음. 중간에 그만뒀고. 다 어, 있지 않아? 어? 자격 이렇게. 난 없어. 유치원 졸업 사진으로 마무리. 뒤에 또 있어. 또 있어요? 아, 또 있네. 완전 애기 때네 또. 그때 유치원에서 엄마? 그때 엄마를 개척해가지고 뭐 그냥 형을 따라서 유치원에 보냈지 애기들만 보는 그런 시설이 있어 진짜 짧고 똥똥하다 형들이랑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형제애가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거 가끔 가야 돼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거야 아우 네 안고 있는 거 봐. 지금 아, 네. 이러면 내가 막 아왜 이래 <laughs> 네. 아, 오늘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 앨범 사진을 같이 봤는데요 엄마는 어떠셨나요? 감회가 새롭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동안에 많이 커서도 흐뭇하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때 현실로 가면 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. 가끔씩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우리한테 더 뭔가 잘 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는 또 가끔 마음 아파하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덜어 있으신데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님의 또 자식으로 살면서 한 번도 막 내가 여, 이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막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정말 너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가 돌아가서 더 잘 키울 그런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키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또 되게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추억에 좀 젖었고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올 책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